정국아 전산 너옷안 입고 있어 아하 옷을 안입다 하면 정국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정국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있어? 아직 안 입고 있었지 어, 어, 어 끈 풀어서 정국이 끈 풀어서 끈, 끈 없으면 고정 중

<laughs> Sabe exactamente como lo esperaba. A puta mierda. Mi, cu, da, chi, mi, cu, da, so,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이 까르보나라 돈이 몬타나? 라지 몬다라 까르보나라 라지 보라라 야외 라지 모라라 아일 네, 이거 해야 돼 안녕히 주무세요 Oh my god, what is that? 안녕히 주무세요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Me avergüenzas, Vince. 야구인 오예 오예 작사를 해서 태양이가 부르게 된 곡이에요 뭐좀 부끄럽잖아 저는 제가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뭐 들려드릴 수 없죠 너무 좀 끔찍해서 가이드 태양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곡을 먼저 제 노래 가사 써줘서 고마워요 아미 감사해요 Soy guapo, lo sé, las mujeres se calientan, ya lo sé. Llegué. Buenas, buenas. Desde lo más profundo de mi corazón. Hasta la próxima. 와 399만 4천 분이 저의 식사를 지켜봤습니다. 너무 영광스러운 식사 자리였고 어, 400만 분이 넘었어요. 400만 400만 분이 이래서 사람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. 음 나 어디 갔어? 아!